얼굴 근데 좀 많이 하얀 것 같긴 하다 야 내가 봐도 얼굴 좀 흰 것 같은데 많이? 19번? 굿 <laughs> 유리 카모메 라인 이쪽이다 유리크 그 카모메 라인 4반개 8반개 재영이야 바지 뭐 붙었다 어야 오른쪽 허벅지에 <laughs> 아씨 올 때 입었던 거지 수화물로 붙일 뻔했노 아 이거는 지상철이구나 어 일단 넣어보자 일단 넣어보고 안 되면 사는 거지 우리가 아 저기 07까지 간다 다이바 07까지 어07 다이바 어 다이바 3개 330에 인원 수업죠 이게 1위권인데 그 1위권이 더 비싸대 비싸다고? 어. 어. 3번 이상 안 타면 손해래요 아 7, 어 7번까지 다리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? 어 7번 사진 찍을 거면 제일 앞으로 갈까요? 모노레일 사진 찍을 때 어? 그럴까? 어, 어 사람 개 많은데? 앞에 한번 타보자 지오름에 아이스크림 자파기 있어? 어? 환타 포도까지 찾았네 이제 이제 올라가는 거지 나리타에서 아 아니 아닌가? 하네단가 진짜 조금만 나왔네 뭐가? 콜라 짠 짠. 역시 일본 여행하면 맥주 시작하면 맥주 끝나 참고로 지금 시간 12시 안 됨 미친놈임 야, 그러니까 그렇죠. 한 서른 살 아저씨 같은데? 맞죠? <laughs> 지랄 시나이데 <laughs> 지랄 시나이데 머리 진짜 개망했다 오늘 아, 저게 타이머야? 건너갈 때 느는 게나 몰랐어 뭐야? 하나 둘안 되잖아 하나 둘어 뭐야 오 이온진 다 됐노 나 일부러 못함 <laughs> 우리 아빠가 말하지 이렇게 잘못 들어서 얻는 길이 다한 번도 통한다 우리가 좀 번지점 갈 건데 안 하기만 해봐라 안 하면 형들이 길 거야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メイン駅2階に到着です